죄송합니 진짜 죄송한데요. 잠깐만 해볼게요.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. 뿅만 씨가 너무 너무 이래가 그냥 그냥 이렇게 하세 그냥 소리 나게.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아니 그냥 그냥 아니 근데 살짝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. 그냥. 너무 너무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화해스 몇개 도전? 1개1개 10개 도전 다음에는 몇 번 할 생각이십니까? 아 네. <laughs> <laughs>